I'm from Indonesia. From Indonesia. Oh iya. <laughs> Aku tahu. Kok kamu pakai file ya? Kamu pakai file ya? enggak, karena kami kami aku kita enggak kita. Hmm. Hmm. Aku cari orang Korea. Dan ah. kamu kamu apa? Kayaknya aku pernah ketemu. Kayaknya aku pernah ketemu ini. Hah? Kayaknya pernah ketemu. Tapi kenapa ya, kamu punya flag di Korea? Nah, makanya aku juga nyari orang makanya Korea. Aku juga nyari orang Korea. Oh iya. Nah. Kok I nyari... thought kamu orang Kok nyari... Korea. Nyari orang Korea pakainya konek apa pakainya uh, VPN Filipin. VPN Filipin. Enggak, agak wi wi orang Filipin. Hah? Hah? Aku orang Filipin. Hah? Kok orang Filipin? Coba, coba ngomong Filipin? anjing. Try mo lang mag-Tagalog ka kasi hindi siya naniniwala mag-Tagalog. Huh? Hindi siya naniniwala ng Tagalog. Pero naririnig niya ka. Ah, yung bener? Oo, oh, naririnig ka. Ah, yung bener? Oo, oh, naririnig naman niya pala ako Tagalog na Oh, yeah. Ito, bahasa Filipino. Kok kau bisa? Kok kau bisa bahasa Indonesia? Kok bisa bahasa Indonesia? Iya. Mungkin rapi lagi. Enggak. Mm, ah, Mungkin rapi lagi. Enggak, enggak. Karena aku punya teman orang Indo, jadi aku belajar. Tapi sekarang di mana? Sendiri, sedikit. Tapi sekarang di mana? Hmm? Apa gitu? Sekarang di mana? Where you from? Korea. Oh, nice. <laughs> uh, can you teach me something about Korean languages? Ah, okay. Okay, uh, I, I, uh, want to learn Korean with you. Oh, I I want to learn English. Oh, no, no, English. <laughs> Just a little bit. English. English. okay, <laughs> yes. Okay, I, I, okay. I want to see you, your webcam. Oh, uh, sorry. Wow, nice. Uh, <laughs> can you teach me something? Uh, good night. Good, good night. Uh, mean Good night. uh, Korean languages. 아, 잘 자. 잘 자. Right. Uh, 잘 자. I want to see you. 어떻게? Um. 어. 어. 어, 음, sorry. Huh? Sorry. Sorry? Yeah. Why? Sorry. Why? 미안해. Ah, I want to see you. Uh, Korean speak.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뭐 했어요? 오늘은 뭐 했어요? What's that? Uh, how how do how did you do today? Uh, okay, okay. How do you today? Uh, what? Uh, how about uh, I want to see you? Uh, English, uh, English. I want to see you. To see you. Uh, Korean, Korean language. 아, 어, 난 너가 보고 싶어. 아? 난 너가 보고 싶어. 난 너가 보고 싶어. 너가 보고 싶어. Yes. 보고 싶어 mean miss you? Uh, no. Uh, uh can you type? Yeah, yeah, yeah, yeah, right, right. Hunger. Can you type hunger? 난 뭐가 uh -huh. 보고 싶어. 보고 난... 싶어 mean miss I miss you Pocosipo? Uh, oh, uh, oh, same, same. Same, same word. Yeah, right, right, right, right. See. Text. text. <laughs> Why? Text uh, 한글 한글. I 아, can, I can 난- read. I can read. 나는 너가 보고 싶어. 나는 너가 보고 싶어. Right. 아, <gasps> 보고 싶어. Miss you? Mean miss you? No. I miss you? Ah, very difficult. Uh, if you want to say, I want to see you 아, in Korean, 아. 음, 얼굴을 보여줘. 얼굴을 보여줘. 보여줘. Right. 얼굴을 아, you can uh, type.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얼굴을 In k o r e a 음. In k o r e a 얼굴을 보여줘. 얼굴을 보여줘. 예. 왜 얼굴이 안 보여? <laughs> 어, 어, 어, 어. 저는, 저는 한국말을 좀할수 있어요. 어. 어. Good job. 그러면은 한국 아, 한국말을 조금 알아요. 오. 왜, 왜 얼굴이 안 보여?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조금만, 조금만 옆으로, 옆으로 어, 어, 어 가면 어, 돼. wow. 어. 아, 저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진짜 예쁜데? 오, 땡큐. <laughs> 어떻게 한국 Where are you from? 아,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오. 네, 잠시만. 오케이. 저기 어디 가서 도망가서. 오. 오. 오. 오. That's 대박. Korean. Oh, that's Korean song. 알아? Right, of course. 백지영 노래 해봐. 왜? 백지영, 백지영 노래. 정말 진 것처럼. 정말 진 것처럼. you know that? 어. I know. I know. Good job. 한국 가봤어요. Oh, really? 음. Where? 아, 너 어딘데? 집에? 아, 대전. 아, 나이스. 대전. You know 대전? 아, 대전 알아. 대전 가봤어. 잠시만. Oh, really? 어, I have, I have 사진, 사진 있어요. Oh, can I see? Wait, 잠시만. Okay. 아, 대전. 자, 대전역? 가까워? 너 집에? 어, 어, 어, no. 아, 된대, 집에. 아, yeah, yeah, yeah, right, right. 아, 대전 가봤어. 아, good job. 오, 오. 워터파크. 아, 워터파크. 같이 가래? 워터파크. 옆으로 가는데? 어? 웹캠 옆으로 얼굴이. 어. 오오오오. 어, 어, 어, 아, okay okay nice. 오케이 나이스. 아, 내 전역 가까워 집에 집에. 아, 예. 10분? 아, 10분? Oh, no, no, that's too short. 어, 벌써 몇 원? Uh, maybe, maybe 10 minutes? 10 minutes? Yeah. 어, 저착? 아, 아이고, 잘 모르겠어. 한국말은. 대천 논산 가왔어. 대천, 오. 양원천, 천안, 수원, 평택. Ooh, you love Korea. Yes, I love Korea. Oh. 아, Ooh. 서울에 가봤어? 서울에? 용산? Oh, of course. 와우. 대구 그리고 대구 가봤어? 대구? Of course. 부산. Of course. 나 부산 안 가봤어. <laughs> 나 Oh, really? You 진짜- have to go Hyundai. 아, 현대 좋아해. Hyundai, you know Hyundai? 한국 다 어. 알아요. 오. Perfect. 아, 부산만 안 가봤어. 옛날에 어. 아, 경기도만 왔다 갔다. 그리고 서울, 인천, 서울, 인천, 용산, 어, 우정부, 노동, 에 노동. 오. 아, 어딘데? 아, 남대문, 동대문. 오 남대문. 오 굿자. 아 롯데월드, 롯데월드. 오 롯데월드, 롯데월드. 가봤어 롯데월드? 아 oh, really? Ice skating? Oh really really? 잘했어? I, I'm o f course. 아 나중에 같이 갈래. 아 한국 가면. <laughs> 아 다음 주, 네, 다음 주, 다음 년. 2023년 어, 한국 갈것 싶은데 오 No lo kasih kale, sore. you you uh uh you have to go Namsan Tower. Nam ah so Seoul Tower? Yeah, yeah, yeah, yeah. Namsan Tower. Ah, Namsan Tower a 가봤어요. Oh, how about Busan? Busan paling 좋고 빨리 좀. 아, You know Kim Jong Un? 아, no. President? Oh. 어, 대통령? Bhutan's Ah. president. Why why? Uh, I have question. Why? Uh, Yeah. uh, 한국 남, 한국 북 옛날에 전쟁 왜 그래? Ah, okay. I'll teach you. 아, okay, okay, <laughs> nice. Okay. 아, Good. You you will teach me about uh, history of Korea. Okay, okay. 옆으로 Um, 가 얼굴이. Ooh. 아, okay. 어떻게 어떻게? 옆으로 가. um, um. you, you will teach me. Okay, okay. 음, 얼굴이 안 어, 보여. Kore- 어떡해? 어, 어, 어, 어, 어. 아, 오케이, okay, 이렇게 이렇게 맞아, 그래. 어떻게? okay, okay. 아, Um, uh, Korea is very weak country. 아, Was then many many countries um, eat Korea, want to eat Korea. Uh. Uh, uh, uh, yeah, yeah, yeah. Hmm. Then, then our, then Korea's presidents mm. want to prevent that uh. and fight. Fight? Yeah. 언제 Fight? 어. 언제 um, Independence Day? Independence Day 알아? No. 한국말 뭐예요? Wait, I will uh, 문자 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independent day 한국말 뭐예요? independent 인데 아 독립일 아 한글 한글 해 한글 한글 Ah, oke oke oke. Sangat Salmore guys, uh, Independence Day. Dok. Mau oh, iya, oh, ya itu? Dok. Dok lip in. Rebuild? Oh, dok rebuild. Yeah. Oje, dok yeah. rebuild. Ah, ah, nase enggak kayak tok hati Indonesia. Dok rebuild. Uh, Con sasi sase ponyon. Oh, right. Nah, Indonesia. Wait, wait. Indonesia 1945년 8월 달에 17일. How about Korean? 오, 오. Korea's Independence Day is 1945년 8월 15일. 15일? Yeah. 아, 똑같아 Indonesia. Indonesia 17. Yay. Indonesia 17. 오, Wow, good very job. good. very good. Mm, Nice. 아, 대천에 어딘데? Pardon? City, city. 아, city. What's your specific uh, in Korea? City? 대전. 아, 대천. Yeah. I born in 대전 가와서 옛날에 어, 어, 나 생각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삼년 3년 동안 아, 대전 일했어 Oh really? 음. What job? 어, 사촌? 사촌? 음. 사출 알아요? 아. 플라스틱, 플라스틱, 사출, 어, 제로 무슨 어. 말이 어... 알아요? 아, uh, no 왜 한국말, 마, 한국말? <laughs> 한국말 사, 사출, 사출 사, 사출? 어, 사출? 어, 사출 어. 금형, 금형, 사... 금형 아, 금형 금형 이렇게 이렇게 아. 금형 알아? I know, I Yeah, right, right, I know. 뭐라고 금형 뭐야 금융, 금융 in English is uh, money. <laughs> oh, like money. 아, <laughs> 오케이 Yeah, 오케이 yeah. It's, it's okay no problem 상관없어 okay, okay, okay, okay. 아, 그리고 대천 대천에서 아, 이랬어요. 아, 어, 논산, 논산. 논 논산, yeah. 대천 옆에 논산 맞아? Yeah, right, right. 아, 음. 논산 is famous for 딸기, strawberry. 아, 3년 동안 아, 대천에 이랬어요 아. 음. 그리고 아, 회사에 받고 아 천안, 음. 천안 아산 천안 아산 오 천안 아산 응. 알아? 가봤어? 천안 아산? 어 no no 아. 대구 구미 가봤어? 대구 구미 Oh right right I, of course <laughs> I like 대구 오 어. 대구 is so so hit 옆으로 가 어디 <laughs> 괜찮아 Oh, Daegu oh. is so hot. Lego. Yeah. Uh, Techo Nalsiga o Tokai Onoran? Huh? Techo Neso Nalsiga o Tokai? Ah, Daejeon's weather is noon, uh, noon, uh, snowy. Noon, noon? Yeah, right, right, right, snowy. Noon is uh, noon now, Ajiko. Oh, oh, right, yeah, yeah. 아, I can, I can. Ah, the 바깥에, the snow is 바깥, melt. 밖에, 밖에 가야 돼. 아, I want to see. oh me- melt, melt. 추워? Uh, cold, cold, but snow is melt. 아, snow. 아. No. 왜? You cry? <laughs> yeah, I'm Why? sad. Right. The snow, <laughs> snow ah, melt, melt. Snowman, Mandaroso. Snowman Mandaroso. Okay, okay. <laughs> Where? ah, uh, snowman, snowman, snowman, Nunsaram. Nunsaram, Nunsaram. Nunsaram Ma Mandaroso, Mandaroso Yanare. Oh, really? Oh, <laughs> weird, weird, weird. Three, three. É no sarau. No sarau. no sarau. I'll draw you. Hmm? Here. Wait. Something like... Ah! 맞아. For you. Oh, it's cool. Ah. Uh... Oh, yeah, it's cool. 아, 롯데월드, 롯데월드. Lotte World. Good job. 와우, 나이스. 왜 Nice. 얼굴이 이렇게 반반? 아, 와우, 머리, 머리카락 예쁜데? Oh, thank you. 아, 진짜. 일어나 봐. Self cut. 이름이 Self 뭐야? cut. 이름. What's your name? Ah, Christine. Christine? What? Wait. Yeah. It is in uh, English name. How about uh, <laughs> Korean name? Korean name uh, Kim Chang Ha, Lee Chang Ju, ah. Park Yu Cha, Kim oh. Lee Oh, my my Korean name is Lee Bin Ji. Lee Bin Ji. e Bin Ji. Yeah. Ah, Minji Lee. Minji Lee. Yeah. <laughs> 아, 나이스. <laughs> 아, 다음이면 아, 한국 한거 슬픈데. 아, <laughs> 아, 나중에 전화할게. 오케이, 오케이. 놀러 같이 갈래? 어디? 어, 어디 가는데? 아? <laughs> 맛있는 거니까 you... 사줄게. 오케이, 오케이. You know Japan? I know Japan. 일본? 어, Korean and Korea and Japan's relationship is bad. You know? 아 지금 Uh, um, no. Uh, past. 아 왜? 왜? Uh, because um, Japan is was strong. 아, Then Japan was strong, but our country is weak.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Japan eat me! 아, Japan 하, eat our 한국 한국 이렇게 어, 약속해 어, and 미국 그래 맞아? Yeah right right Oh you're so smart 아, yeah right right right 그리고 어, 무슨 얘기해? 어, 어, duduk ah wait 잠시만 나 생각해 어. 한국어 잘못해서 군대 군대 알아? 군대? 아, 야, 야, 야, I k n o 군대. 아, 아. 한국 남자는 스무 살 군대 right, 가야 right. 돼. 스무 살, 스물두 살. Right, right, t h e y r e they they are knowing that 군대. 군대. 북한 북한 때문에. Oh, right. We are 어 휴전 휴전 아, 전쟁을 시작. 철철 아. Yeah yeah yeah right. 알아 알아. 옛날에 가봤어. 아, oh really? 아, 봤어 봤어 봤어. Oh 아, you see you see. Okay. I see. 어, 한국 남자는 어, 군대 right, right. 가야 돼. Right right. 군대 월급 나와? 아, 네, 네, 네, 네 나옵니다. 얼마? Yes. 한 달에? 어, 뭐 한 달에 60만 원 정도. 와, 조금. right, right. It's so small. 60만 원? But yeah, 60만 원. They're sad. Sad people. 어, 요차는 괜찮아. 군대 안 가. 아. Uh, no. 너 군대 가고 싶어? 아, 아니. 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래 왜 이렇게? 아 그래 뭐야? 진짜 이렇게. No, I'm not pretty. pretty, really 칭찬만 이쁜데. No. Okay, nice to meet you. Okay. I I want to buy something. 아 바깥에 바깥에 가야 돼. Okay, okay, okay. 어,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자, you. 이렇게 이렇게 안녕. 오케이, 어, 오케이. 사랑해. 이렇게. 어? 아, 안 보여. 어떡해. 옆으로 가는데. 아, 안 보여. 못 들어. No, my face is ugly. 아, really 진짜 예쁜데. No, no ugly. No, Oh, I'm not pretty. Pretty 진짜 pretty. 아 남친 있어? No. 왜? I'm not pretty. 우리 사귀게? 너 남친 없어? 어. 응? oh, yeah, yeah. 하고 가면은 우리 사귀게? 괜찮아? You're so funny. 응? You're so funny. <laughs> oh, 아, it's really. 전화번호 real. 있어? 전화번호 좀. Oh, I'm sorry, sorry.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Okay, okay. 오케이, 바이바이. 안녕. Bye bye.